당신 누구냐고 하지 말라니까 당신 하지 마라 어! 야 뭐야 꼬마야 하지마 제보자분께서 오늘 제보를 해주신 곳 역대급이 될지 혹은 기에 폭망이 될지 가보면 알겠지라고 예이스 오늘 제보자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뭐다? 뜨끈뜨끈한 신상이다 왜냐면 여기는 발길도 좀 갔던 데를 가고 음. 거의 한 2007년 그때부터 아무도 간 여기 BJ 딴 분들도 간 분들이 없을 거요 2007년이면 한 12년 정도 지났네. 네, 여기 음. 처음이실 거예요. 만약에 마이콜님이 가시는 거면은 음. 처음 아, 최초로 가는 거예요. 악기 천지겠다. 음. 제가 한 이틀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두 명이서 어, 저희 저희도 무서워갖고 처음에 막 멈, 엄청 한 30분, 40분 동안 멈칫멈칫했어요 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 엄청 하고. 여기서 지금 한 얼마나 가지 지금 거기를? 3kg? 3kg 네, 가깝네 3.5kg 정도 3kg? 오늘 어, 가깝네 어. 그 말은 사유지라고 돼 있는데 운영된 지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요 아... 어. 엄청 오래돼가지고 뭐 제보해주고 그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뵙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거리가 맞으면은 어제 방송 한대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 여기 뭐, 뭐 특별한 사연은 뭐 없는 거죠 일단님? 여기는 너무 오래되고 저희가 처음 발견되는 것도 없고 음. 그런 사연은 뭐 없는데 근데 오늘 오늘 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혼자는 혼자는 힘들어요. 저 저희 어제 두 명 들어갔는데 남자 둘이서 갔는데도 한, 한 40분 앞에서 너무 망설였어요. 창피한데 조금만더 앞에서 막 창피한데 막 망설였어요. 엄청 막 진짜 조금만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거 어떤 그래라 또 주작이라 그래라. 또 짜다 그래라. 또 사전에 또모이했다 그래라. 어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가슴둥. 음. 2019년 8월 2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여러분들 아까 제보자분께서 여기 저 근처에 보면은 이 초입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 장소를 모른대요 바로 옆에 사는데도 여기에 저게 있는지도 모른대요 누구 뭐가 없는 것이 아니네요. 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구나. 아... 아, 아. 누구십니까? 아...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누... 구 당신 누구냐고 하지 말라니까 당신 하지 마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렵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메인 가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메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폐 수영장 제보자분 말로는 어마어마하다 했거든요 와 여러분들 이거 실화 와. 아. 깜짝이야. 뭐야? 나 다리에 힘 풀렸다! 가려린 꽃된 틈 사이로 고마야 자 우리 장난 장난하지 말자 장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장난 그만하게 자 장난 그만 자자 비 때문에 그래 비 때문에 그래 지금 어? 자비 낮췄어 어 꼬마야 어딨어 꼬마야 어디 꼬마야 꼬마야 야 뭐야 잠깐 꼬마야 하지마 꼬마 아니지 너 꼬마 아니지 너 ah, 우와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찾았어요 기운이 여기 다 몰려있네 기운이 여기 다 몰려있어 세스코 해버리기 전에 째려 안가 바퀴벌레 세스코 뿌려버리기 전에 째려 안가 세스코 뿌려버린다 우와 화나셨어요? 제가 여기 화, 와서 화나셨죠? 그러시죠 여기. 그러시죠 여기 와서 제가 화나신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와서 화나신 거죠?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빨리 덴벨한테 드려볼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덴벨한테 빨리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적이 아니라 회유를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꺼져버렸네 꺼져버렸어 어느 정도 잘 타다가 꺼져버렸네 방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딱히 뭐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딱 하나의 망자의 기운 한맹 한맹망자의 기운이 유독 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